야, 요거 한번 듣고 싶었어요. 네. 응답하라에서 네. 명대사 본인이 생각하는 명대사 한번 해주세요. 제가 생각하는 네. 명대사요? 네. 아, 저 사실 원진 씨 어저께도 봤어요. 다시 보기로. 아 다시 보기로. <laughs> 네. 아 어, 어, 어디서 보셨지? 네. 집에 있는데. 네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응답하라 명대사요. 너무 많잖아요. 그래요. <laughs> 부모가 없어요. 그래요. 저는 부모가 없어요.